안녕하세요 제주토박이 송아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문대사원 군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회사 홍문입니다 제주 토종 음식으로 달리는 어른님맛 송아재 낙출토 어떤가 먹어

혹시 아, no, no, no, you want to no, like, no, no. me? better for you to do it no. 찍어 no, you... 찍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 네,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frying and hard meat for cooking. So it's actually really good, better than I expected. 말고기는 오래 익히면 질겨져가지고 살짝만 익혀서 먹어요. 소고기처럼. 네. 냄새도 좋아하고 즐긴 것도 좋아하고 不骨哦。对，必须要。然后我感觉就是它的那个有筋的部分嘛，它是那种透明的，然后和那个一般的，就是那个那个猪，那什么猪排骨肉是不一样的那个感觉。 at the beginning I think like it looks really healthy, but I can see the fat. But it looks like this kind of soup you could eat when you are sick and you will feel you will feel better. <laughs> 감사합니다. 각쟁이라고. 어. 이거는 이제 이름이.